In this episode of Hanmi Life, 이봉님 돼지갈비 소개합니다. It's mom's pork ribs. Check them out. Hanmi Life. 나중에 말고 지금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Okay, Mom, what are we making for today? 돼지갈비. 돼지 갈비. We're gonna make pork ribs, right? Yep. 좋아요. Okay, Mom, what is the first step for today? 에, 담아내기 까고 사과 쓸어야지. Okay. We're gonna cut up the onion and apples first. One onion. 야, 라지 원하면 Okay. 투 애플. Mm-hmm. Are those honey crisps that we're using today? 야, 에, 후지 오케이. 투. Okay. apples, onions, and garlic. All three are gonna go in the food processor. 이제 갈으면 됩니다. Okay. 다른 사과와 담아내기하고 오년 갈은 걸 물에다 넣습니다. Okay. 양념이. 오케이. Okay, so what are you gonna put in first? 스테이크 시즌 Okay, steak season. Oh, how much? half 컵 Okay, half a cup of the steak seasoning. What's next? 오일 Avocado oil. How much? half 컵 Okay. What do we got next? Udon. yeah Okay, the sake. How much do we ni- need of that? The Japanese sake. uh, maybe half 컵 Half cup as well. All right. tablespoon Okay, one one. two hmm Two tablespoons of stevia. 먹어보고 Okay. 별다르면 한 스푼 더 넣어 Okay. Garlic powder. Okay. And ginger powder. Ginger powder, dash of that. Okay. Okay. Black pepper. Mm -hmm. How much? Just a dash of that too? Yeah. Okay. me Life. So mom says it's a little bland. We're going to add a little bit of salt. 450에 오븐에 넣습니다 네? 위에가 좀놀러하면은 temperature down 해야 돼 네? 조금 있다가 위에가 약간 brown 되면은 turn을 over 해갖고 음. temperature 좀 down해서 slow로 2시간 하면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양념 넣고 갈비를 뒤집어 갖고 양념을 넣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오번에 다시 구워야 됩니다 고기가 다 됐습니다 이봉님 돼지갈비 완성됐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